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지방 흡입이나 위밴드 수술을 많이 진행합니다. 문의하신 지방 흡입은 체중보다 사이즈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만 수술을 통해 체중 감량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지방 흡입을 하시지만 역시 지방 흡입도 수술이므로 가장 먼저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도 비만 수술의 경우는 수술 전과 수술 중에 안전한 수술을 위해 시스템과 마취과 상주의 확인은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